우리 판다들은 진짜 너무 너무 착한 게 라디오 할 때마다 그 오픈 스튜디오 나오면 위험하다고 나오지 말라고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. 안 나오는 거야. 진짜로. 가요광장 스탭들이 전부 다 아니 에이핑크 팬들 왜 이렇게 착하냐고 나 네, 진짜 거기 있어서 한 번 또 으쓱했네 또 장난 아니었지 자 아무튼 우리 팬들 너무 착해 뭐 다른 팬 어, 다른 가수분들의 팬들도 팬분들도 다 너무 착하시겠지만 에이핑크 팬들은 진짜 소문났으니까 착하다고 근데 왜 내 레고는 안 착하지?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? 크, 고마워